도와주세요. 그냥은 안 됩니다. 자 프레임 절단해야 돼요. 제발 도와주세요. 죄송합니다. 딸애 때문에 가봐야 돼서. 제발요 선생님. 자 이거 받으세요. 끝까지 버티셔야 됩니다. 총 쏘면 올 겁니다.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. 야!